예배 훈련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먼저 세 가지를 나눕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선교에 관한 자신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 첫 장 첫 문장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참 도발적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서구 선교계의 지형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교 프로젝트와 일에 몰두하느라 예배를 뒷전으로 미뤄왔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이 경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한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선교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영성 훈련, 교사 훈련, 심지어는 직분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재직 훈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예배 훈련이 없습니다. 왜 예배 훈련이 필요한지 다섯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이 내게 소중한 물건이면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아내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으신다는 의미는 그것이 그분에게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모든 인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의 마음을 갖추기 위한 예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도 예배 훈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훈련하신 일이 실제로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출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섬기다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serve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자의 뜻을 갖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을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수백 년간 배어 있는 노예 근성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출애 이후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친히 임지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성막의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고 백성들이 인류 최초의 예배 제도를 익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하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훈련하실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도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사장의 신분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예배자의 정체성을 다루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도 산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오늘날 터키 북쪽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로서 이방인은 물론 이곳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범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성도가 과연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 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베드로는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뒷구절인 구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사장 직무를 주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즉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만으로도 모든 성도가 제사장 직분을 갖는 이 만인 제사장설이 입증이 됩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은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 빼앗겼던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하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의 제자훈련 운동을 일으키신 오카는 목사가 평생을 바쳤던 제자훈련의 목표도 이 평신도의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자신이 제사장임을 망각하고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비신자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여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 즉 예배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예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